응? 어? 오빠 베란다 방에 해도 돼 이거? 잠깐. FaceTime 으흠. 뜨겁습니다. 조심하세요. 한개 쓰도록? 어. <laughs>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? 알다다. 알다다. 빼빼. 아이 빼빼. 응. 서부터 온다. 서부터? 자. 아. 맛있다. 이거 안 돼. 이거 안 돼. 이거 맛있어. 이거 먹어도 돼. <laughs> 맛있다. 맛있. 냄새 되셨다. 맛있나? <laughs> 음. 음. 우와, 이렇게 생겼네 하나. 아따, 이거 엄마? 고마워. 눌러 하나 더. 얼른 먹어 우와 엄마 닦아줄게 엄마 주세요 엄마 주세요 어, 애, 이거 아빠 줄까? 엄마 놀러 어, 엄마 놀러 <gasps> 다 먹는다 비슷비슷. 아빠 지금 가고 싶어. 아빠 지금 가고 싶어. 지금? 빨리 가자. 밥 먹고 가자. Zaman akşam olsun anneanne gelsin. Zaman <laughs> oynayalım. 안하는 가. Anne çok seviyorum. もうあれ出てかす。 응? 음.